kill it You know I'm a bad, bad, bad, bad girl in the bad world 하나, 둘, 둘, 셋 오! 야, 너 진짜 잘 나왔다 우와. 진짜 잘 나왔어 뭐라고 써드릴까